love. Thank you. 느낌이 어땠어? 느낌이 따끔하다. 힘들지. 뭐지 아, 여기 예약해야 돼요. 내가 하면 예약해 줄게. 항상 보니까 아버님이 또 어? 나안 먹어 검장어. 보세요. 그 숫자가 아니아니다 숫자. 그래도 내가 공장에서도 다 되거든요. 말씀드리는 것도 특별하네. 열차 타고 전화하고 야야야 활짝 열었습니다. 그렇다면 갬성 신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요? 신발 공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. 진동식과 스프링 쿠션 등 신발에 다양한 장치들의 집합해 있는 갬성 신발.